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프로미스나인의 어바웃 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2번 감자. 고항정도 네. 어? 좋아하잖아. 그때 3번 연어. 3번. 언니가 연어를 더 좋아한다. 아니 4번 밥한바를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밥한바가 아닐까? 나 아, 밥한바 좋아해. <laughs> 아. 비비빅 좋아하나 바밤바 좋아하잖아. 아이스크림 다 좋아해요. 같은 계열로 좋아해요. 어, 어, 나 생각날 것 같은데? 김포! 나 포동역! 영도? 아닌데? 영도는 나 생각날 것 같은데 섬인데? 지읒 이육 남포에서 중앙역? 어? 어떻게 알았어? 뭐야? 찍었어? 어떻게 알았대? 예이 예이하다 자 한번 잘 맞춰보시게나 감자라장이 알려주는 꿀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감자칩에 고추 참치캔을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다 어? 두 번째 밥 버번에 햄치즈에다가 참치 마요를 추가하면 아 이건 맞아 네, 이건 맞아 한번 어. 떡볶이를 시키고 남은 국물을 프라이팬에 밥과 김가루와 함께 넣고 볶으면 어 이거 다 맛있고 있어 4번 열라면 컵라면에 슬라이스 치즈를 전달해인지에 음. 돌려주면 냉장치 잔뜩 넣어 아닌 거죠? 네. 1번 아. 언니 되게 많은 꿀팁을 알려준다 버거 먹을 때 세트로 시키면 감자튀김을 같이 주잖아요 그럼 버거에다가 감자튀김을 이렇게 딱 넣고 아. 어, 케첩을 이렇게 뿌린 아. 다음에 이렇게 딱 빵을 덮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음. 알잖아. 홍대. 뭐야? 아, 롯데타워? 네. 한다? 남산타워. 어, 채영. 압구정고등. 아, 청담고 청담고? 청담고. 아, 그 아, 네. 아 맞아. 언니 언니가 청담고 나왔나? 어. 그니까 그때 우리 갔을 때 언니가 말해줬잖 신기해서 기억이 안 나요. 다음 중 둘이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아닌 것은? 하나, 하야 목소리가 크다. 전 <laughs> 4번이 뭐였죠? 플룻? 그거 알려주면 안 돼. 2번, 4번. 채영. 2번, 5번. 채영 언니 뭐 그거 밴드 보였어. 아 맞다. 첼로랑 뭐죠? 맞아. 플룻. 어, 나 아, 둘이 플룻 부는 거 본 거 같아. 꿈에서 본거 아니 내가 플룻을 배워보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아유는미서영 아, 아, 아 뭐? 줄리. 아 줄리아라고 하려고 그랬어. 아, 줄리아. 는 뭐야? 아, 줄리아 고생했어. 어, 풀걸. 따라라라라라. 미치겠다. 어렸을 때 별로 운동이 아닌 것은 4번 유도. 마인드메 교시 직원 영역 V LIVE에서 어, 직원이 좋아하는 만화라고 언급한 것. 어, 아, 지선. 심슨. 네, 정답. 5년 전 얘기. 근데 지금 어, 근데 지금도 심슨을 좋아하긴 해. 음. 알겠어. 나와. 나와 나와. 기사님들이 파악이 감선 리스트를 통해 추천한 노래가 아닌 거 유리로 번 세롬 아, 세롬 2번. 세롬 4번. 손을 잡아줘. 아, 네. 아. 지원 하영. 네, 지원. 5번 연습. 오. 예스. 채널 라인에서 이서연에게 혼잣말이란 질문에 서연이 한 대답. 시선 1상 뭐라 했지? 혼잣말을 서연이에게 공기 힐링 애인에게 뭔가 이런 거 하연 달링 아! 아! <laughs> 내 전부? 채영 사랑 하영 자기 아니 혼잣말이 뭔 자기야 초성 주세요 비율 쌍지율 비율 아! 나에게 반쪽이다 아, 네. 아. 승현 세 개. 네. 왜너 어, 세남매잖아. 지원 여섯 개. 네. 많아 많아. 드리 백.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열여덟 개. 어, 비슷해. 그리 열일곱 개. 나경이 예쁘 지원. 아, 모 아, 네. <laughs>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잘못 거 아니야? 몰라. 둘 중에 한 명이 말했던 거. 아 나경이 엘모야. 다 얘기해. 노래를 불러주다가 너무 좋아서 좋아슈 바나나 추천 바나나 추천 너무 쉬워요 랄랄랄라 추천 그러네 오늘 막내네 야이 막내야 11차 약속에서 나경이 등장한 Overwatch 캐릭터 좋아 아, 너무 쉽다 디바 아, 아니야 아 D.Va 안에 D.Va 그 안에 그 친구를 만 어. 어. 그 친구도 이름 있어? 하영 서영 하나 안녕했어 아. 언니 맞췄어 어. 송하나입니다 웹드라마 그림자 미녀의 출연에 나경이 연기한 캐릭터의 이름 규리 성까지 선미진 지니블리 채영 선미진 지니 아, 아 짱쉽다 지니블리가 아, 지니블리 지니블리 맞아 그 그래 뭐 채영이 뭐 챙그랑이냐 그러면? 난 로즈라인이고 알았어 로즈와인 난 챙그랑 난 블러스밍이냐 꼴등 누구예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어? 역시. 네? 어, 뭐예요? 벌칙 있 프로미스나인 이번 4월호 정말 예쁘게 찍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마리끌레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